네. 어, 네. 네. 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왔어요, 근데? 네? 시작했어 시작했어. 예스. 보여드려. 네, 오늘의 1위 NCT 127.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와 여기 여기 펀치 각인도 되게 멋있다. 야 근데 우리 되게 컬러풀하다 오늘. 오늘? <laughs> 진짜. 꽃 같아 꽃. 어. 이거 같아. 와 아, 진짜 진짜 똑같다. 이제 봄이잖아요. 이제 NCT NCT 1실에도 꽃이 폈네. 저희가 그 5월 마지막 제주 1등이래요. 와. 와 봄의 봄의 마지막. 봄의 마지막. 3월도 마지막 주에 1등. 아 진짜? 아, 아 진짜 우리가 뭔가 마지막 우리가 봄의 처음과 끝을 다 1등을 했네요 어 느낌이 아. 있어 우리 뭔가 이렇게 그래도 어, 많은 분들이 아직 우리를 응원하러 직접 오시진 못하시지만 음. 이렇게 뭔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 1등도 굉장히 즐겁고 저희끼리 진짜 약간 떨렸거든요, 사실 떨렸습니다. 어, 도영이도 어, 엄청 떨고 그랬었는데 이게 되네요. <laughs> 나이다! 이게 된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아 근데 방송 생방송에는 우리 이거 한 거 안 나왔겠지? 어 맞아 일찍 끊겼더라고. 아, 아 그게, 그게 포인트였는데. 우리 진짜 끝까지 어, 서로 거의 때리면서 네. 네. 어, 막콜 앙콜은 무대였습니다 <laughs> 막 푸시업하고 난리 났었어요 아, 끝났어 아, 지금 다 일단 지금 난리 났어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있는 그림보다는 우리 시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 명 한 명 클로즈업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오늘 오늘의 소감을 얘기해 주세요 아 일단 정말 시즌이 덕분에 우리 더 1등 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와, 와. 앞으로 더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유타 너클펀치 너클 마, 마무리 너클 마무리 너클펀치 음. 유타 오늘 진짜 잘생겼어요 잘했어요 <laughs> 재현이 네 시즌이 우리가 1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오 우리 재현이 정말. 꽃보다 재현이 아! <laughs> 네 너무 고맙고 하지마 하지마 진짜 어, 지금까지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고마워요. 펀치 펀치. 뿅. 그리고 오늘의 엔딩 요정. 오늘 난리 났잖아요. 난리 저기 저 우리 다 난리 났어 그때. 진짜 우리 아. 우리 무대 위에서 다 같이 워 했잖아 다 같이.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정말 뜻깊은 이렇게 좋은 상 주셔가지고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일 수, 보여드릴 수 있는 NCT 127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최고! 여러분 최고! 너크펀치 너크펀치 너크펀치! 자 그다음 우리 장톡, 장톡대! 네 장톡대입니다. <laughs> 어, 역시 저희들에겐 시즌이밖에 없다는 거 느끼게 해줬어요 여러분 너무 와요 앞으로 영웅에 이어 펀치 정말 저희 미쳤는데 이제 다음 것까지 또 미치도록 해볼게요 여러분 어. Let's get it! Let's get it! 펀치 펀치! 봄스 자 아. 아버지 아버지 갈게요 아예 어, 예. 아, 일단은 막걸리 음, 나좀 아, 아, 아, 아, 갑자기 멘붕 왔어 아니 아,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생각 할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laughs> 아 듣고 있었던 거지 아,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 어, 정말 1위를 어, 정말 해주셔서 너무, 영웅에 이어서 또펀치 1위를 하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우리도 계속 멀리 멀리 더 많은 상과 더 많은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갑시다 시즌 감사합니다 땡큐 가이 마크는 뽀뽀하자 뽀뽀 너고 펀치 뽀뽀 너고 펀치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아, 오늘 너고 펀치가 그타이틀기 때문에 아 그래 어 자니 자니 오늘 나 이 파트에 감탄했잖아 또 아 목을 덜 어. 꺾었어. 오늘 어, 더 꺾었어. 아, 오늘 좀 오늘 보이더라. 오늘 좀 편해 보이더라 오늘. 여기서 그거 하면서 소감해 주세요. 그러니까 네. 자기를 듣고.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심지어 반대로 했어요. 카메라가 반대로 와가지고. 오 어, 어, 똑똑. 그다음에 여기 와서 이 정도 해줘야 <laughs> 소리가 안 들렸어. 어 내가 이걸 찍고 아, 있어야 된다는 것도. 말하면서 하고 있어가지고. 네, 진짜 신이 너무 감사하고요. 이 꽃 진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네. 정말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거고. 어,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없네요. 축하드려요. English, English. Uh, thank you to our fans all around the world. Uh, really, we're really grateful for uh, all the support you've given us since the beginning, since the middle, since the end. You know, uh, we're gonna be working hard from now on. So please, uh, just look forward to us and have fun with us. Thank you. Bam. 동이 <laughs> 동이 <laughs> 꽃 꽃줄이요. 네 오늘 정말 1등 이렇게 해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뭐 못해도 상관없다라고 마음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막상 1등을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예! 날아갈 뻔했어요 그래서 계속 1등 하고 싶어요 좋아 좋아 어, 사실 뭐 좋아. 해도 안 해도 우리 시즌이들이 저희 응원해주는 거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으니까 너무 고맙고요 어 진짜 빨리 세상이 나아져서 우리 시즌이들과 함께하는 음악 방송 맞아요.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오늘 너무너무 고맙고 앞에서 졸고 계시지 마시고요 아 진짜 네, 네, 네. 앞에서 졸고 계시지 마시고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상은 메이드 바이 시즌이들이에요 진짜 고마워요 자 도영이도 펀치 펀치 펀치 펀치 야니 아까 펀치? 음, 귀여귀여 음, 우레따니 기아했 따니 기아와 네 우선 이상을 주신 평소대로 예, 예, 해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지금 그래도 네 한 달에 한 번씩 상을 이렇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무뱅 올 때마다 이렇게 멋있는 상을 이렇게 들 수 있어서 사실 기분이 너무 좋고요 어 우리 어, 항상 어, 정말 저희를 걱정해주시는 많은 시민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건강 항상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도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태용이 아, 그 형은 혹시 그 소감 전해주세요. 어. 태용이 그 형? 네. 잡아줄까? 아, 너무 형이야. 아우 야 나 이거 글러브 끼고 이걸 잡아가지고 여기 앉아 손가락이 저린다야. 오케이 올라 아까 상, 요렇게 해도 네. 돼? 꽃, 그래 알았어 네 여러분 <laughs> 어 와우 솔직히 진짜 오늘 뭐냐 너무 즐거운 날인 것 같아요. 오늘 네. 뭔가 <laughs> 유타 안 흘러내릴게요. 똑바로 앉을게요. 네,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뭔가 굉장히 뜻깊은 하루가 또 된 것 같아서 네. 오, <laughs> 뜻깊, 뭐 뜻깊은 하루가 된 것 같아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또 이렇게 <laughs> 시즌이 여러분들과 이렇게 좋은 추억을 하나 또 엉덩이 그만 흔들게요 네 이렇게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우리 멤버들도 그렇고 너무나도 뜻깊은 하루가 된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 또 번외로 또 우리 SM 식구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스태프분들을 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와와와와 화 아, 그만할게요 응, 음, 네. 화풍 좀 그만할게요 아. 네 우리 자 그러면 네. 자 그러면 아, 그러면 저기 거치대 NCT 127과 함께하는 와 시간 아 퇴근 실시간 방송 아니잖아요 잠 해찬이가 어, 해찬이 더 붙어야 돼? 붙어 붙어 유타 형도 더 붙어야지 요런 좋았어 딱 좋아 아, 네. 정말 수고 많았어요 진짜 네. 멋있다. 아, NCT 1 그리고 그리고 S, SM 엔터테인먼트에서 대표로 우리 CG들에게 감사 인사 하고 싶다고 태용이 형이 어. 준비했어요. 뭘? 아 무리수. 아 무리수야? 감다수 이런. 안녕하십니까 SM 약간 아리수. SM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어. 그래. 네, 응원해준 우리 시진들시진이이 어, 고생했다. 어, 앞으로도 네, 좋은 결과 감사하고요. 네. 아, 그러면 내일도 모레도 열심히 하자 우리. 파이팅. Okay, n a i on the final round winner is NCT 1 7 Thank you, N Citizen. Thank you. 수고하 N Citizen. 여러분들 퇴근할까요? 그럼 내일 만나요 또 우리. 안녕. 감사합니다. 내일 만나고 우리 야구 야구 1시도 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아 그거 이미 그거. 어, 어, 됐어요. 어, 정우가 어, 됐어. 내일 모레도 가자, 얘들아. 어, 어, 뮤직비디오 2천만 뷰 넘으면은. 그러면 이제 곧 네,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좀만 더 파이팅! 리바드! 로켓 펀치! 약간 기다리고 있었어.